샤링이들 안녕, 심샤리예요 오늘은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흥미가 생길 만한 곳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타잔짐입니다. 아랍에미리트 토우국중 하나인 우말 쿠아인의 카이트 비치 센터에 위치해 있어요. 두바이에서 차로 1시간 거리니 두바이를 여행하시는 분들은 이곳을 들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카이트 비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볼게요. 메인 화면부터가 매혹적이지 않나요? 메뉴에서 booking을 누르면 카이트 비치 센터의 다양한 액티비티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어요. 타전짐을 눌러볼게요. 가격은 20디르함인데 비치 어세스 데이 차지와 함께 구매하면 주중은 65디르함이고 주말은 95디르함이에요. 근데 함정이 있어요. beach access day charge 자체가 주중은 45디르함인데 금, 토, 일요일은 75디르함이에요. 두 개를 같이 구입한다 해서 세일을 하진 않네요. 타전짐은 주중에는 5시간, 주말에는 3시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심샤리는 하나뿐인 둘도 없는 세상 제일 친한 베프 연하남과 같이 갔어요. 평소에 심샤리는 수영하는 걸 좋아하고 연하남은 운동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카이트 비치는 저희에게 아주 환상적인 곳이었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카이트 비치 센터 영상 보여드릴게요. 아 일단 수영복으로 갈아입을게요 여기 완전 힙하지 않나요? 연희는 물론 가족 단위로 와서 공을 던지며 놀고 카드 게임도 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느낌이었어요. 스트비치 센터 입구에서 오른쪽 방면으로 가면 파전짐이 나옵니다. 생각보다는 규모가 작았으나 나름 알차게 꾸몄더라고요. 연하남은 도착하자마자 바로 쇠질을 시작하려고 하더라고요. 으이 헬스보이. 연하남은 마치 물 만난 고기 같네요. 심샤리도 연하남에게 1일 PT를 받았어요. 이거 예전 석기시대 스타일 아닌가요? 기구들이 나무로 되어 있으나 이용하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었답니다. 여러분 저 데드리프트 해봤어요. 자세가 좀 바보쟁이 같나요? 어쨌든 저 힘센 거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닌가요? 근손실 오기 전에 프로틴을 섭취하기로 했어요. 바다에 왔으니 육류보다는 해산물을 선택했습니다. 소화시킬 겸 비치에 있는 그네를 탔어요. 보통은 다들 잠깐 서서 사진만 찍는데 저는 이거 너무 재밌어서 한참을 신나게 쌩쌩 탔네요.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